진짜 예쁘다 미니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미니 돌아왔습니다 미니의 신곡 비엔 꺼단지아오 Because of Your Love 엠모엘라 노예한 이유로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미니 그 베트남어나 안 들을래? 아 당연하지 내가 에모의 노예야는 진짜 천번 들었을 거야 자 우선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미니 미니 너무 이뻐 진짜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열번을 봤어 아, 뮤비 그림도 너무 이쁘고 의상도 너무 이쁘고 민도 너무 이쁘고 아 진짜 이뻐 진짜 너무 이뻐 아, 솔직히 m n o 이한테는 이쁜지 몰랐거든 그냥 귀여웠지 근데 이 노래는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미는 진짜 최고로 이뻐요 자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래는 트랩 비트의 감미로운 멜로디 어, 요즘에 전형적인 요즘 R&B죠 한국에서 딘이나 크러쉬가 잘하는 그런 트랩 비트의 R&B 그냥 팝이라고 하죠 그냥 뭐 R&B는 조금 약간 개념이 틀리니까 어쨌든 노래 가사가 진짜 좋아요 미는 이게 좋아요 노래마다 영어 가사가 있어서 그게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근데 미니 가사들은 표현이 비유가 많단 말이에요 눈동자, 구름, 흘러가는 시간, 뭐 슬픈 밤 이런 가사들이 너무 좋아요 그 댄과 같이 부르는 그 멜로디가 후렴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서로의 목소리가 잘 휘감겨서 진짜 귀가 즐거웠어요 나 진짜 이 노래 다운받고 싶은데 베트남 노래는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는 거지? 자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봅시다 첫 장면에서 그 배경에 나온 문의 그 무늬가 너무 익숙한 무늬예요 그 베트남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이게 벽이 아니라 문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과 민의 패션도 약간 우리나라 개화기 때 봤던 그런 패션들이 좀 많았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한국 정통 한옥에서 찍었더라고 한국에 왔던 거야 미니 한국에 왔다고 다음에 미니 한국에 오게 되면 누가 정보 좀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간다 내가 한옥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 정말 색도 이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그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에 빛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뭘 찍어도 이쁘게 나오는데 요즘 한국의 젊은 친구들도 이런 한옥에서 사진을 많이 찍죠 잘 나오거든 그리고 이 개울가 장면도 너무 이뻤는데 특히 민이 나비를 눈 위로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 너무 이뻤어 너무 마음에 드네 너무 이뻐 아. 천이 빗범은 더 할게 그리고 PPL PPL이 또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 예전에 그 기억나 그노에라오에 있잖아 캐릭이랑 오렌지랑 슈퍼브라더스 이제 부른 노래 그때 게임 PPL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너무 생뚱맞아서 우리 엄청 웃었잖아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어요 그 로고가 로고가 이 적나라하게 들어간 게 조금 흠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뮤직비디오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PPL 받자 네가 갖고 와야지 이게 컨셉이 고양이잖아요 전 솔직히 고양이로 따른 연기나 안무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가수들도 했었고 특히 일본 가수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유치했거든 근데 미는 정말 완벽하게 고양이 연기를 해냈어요 그냥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귀여운 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양이 그 새침하면서 천천히 사람을 홀리는 그 매력을 너무나도 잘 살렸어 어쩔 땐 귀엽고 어쩔 땐 또 너무 섹시하고 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좋아 그 진짜 귀엽더라 나뭇잎 맞는 거랑 배울가에서 걷다가 넘어지는 거 이런 느낌 있는 비디오에 소소한 코미디가 들어가면 진짜 좋지 경호는 그냥 호환토일일 거고 기성이는 걔는 그냥 탁치고 섹시니까 빈풍일 거고 난 그냥 미니지 미니 최고야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귀여운데 섹시해 아 그냥 이 뮤직비디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멋져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요 제발 미니 한국에 오면 제발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발 아 인스타 보니까 자주 오던데 당연하지 나 유일하게 유튜브 구독한 연예인이 미니야 BTS도 안 했어 너무 이쁜 뮤직비디오 너무 이쁜 노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뮤직비디오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땀볕